어, 우리 한국 신문을 보니까 우리 보고 수비 축구를 한다고 허평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나는 수비 축구라고 인정하기 싫고 우리는 철저하게 실리 축구를 합니다. 사실 어, 예선전에서 1승 2패로 정말 어, 극적으로 저희들이 16강에 어, 진출했습니다. 또 16강 어, 진출하고 나서도 어, 회복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한테 먼저 감사드리고 뭐 어디 폭스 스포츠 기자가 뭐 우리 한국신문을 보니까 기자가 우리 보고 수비축구를 한다고 흑평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 우리는 우리 베트남은 우리가 가장 우리 몸에 잘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게 수비축구라고 뭐 혹평을 했지만 나는 수비축구라고 인정하기 싫고 우리는 실제하기 실리축구를 합니다. 제가 승부차기 성공한 기억도 있고 실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23세에서는 성공을 했고 아시안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리가 3, 4회전에서 패했습니다. 우리가 16강 진출하고 나서 이틀밖에 여유가 하루 쉬고 이틀밖에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대비는 했습니다. 이틀 동안 훈련 후에 선부차기 연습은 했고 제가 뭐 승부차기에 찰때 뭐 제 나름대로의 뭐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뭐 코치들한테 느끼는데 오늘은 제가 승부차기까지 준비하는 걸 보면 또 우리 코치들이 좀 조금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혼자 믹스를 작정하고 마지막에 이영진 코치하고 상의를 했어 했고 그 민봉이 킥력도 좋고 특히 연습 때는 잘 찼습니다 <laughs> 근데 오늘 어 조금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실축을 했는데 뭐그 선택은 제 나름대로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